BTS has a strong affinity for children. That is without a doubt true. The boys will undoubtedly be the best fathers in the future, from their eyes to their smiles to their every gesture. They have a strong interest to children and will become close to them as soon as they are near BTS. Let's take a look at how BTS treats kids in the video below. Hi BTS Army welcome to the new video. Band wins Album of the Year for Proof, J-Hope bags Most Popular Male Artist Award. Let's celebrate the new win today. Love you all. Thank you.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우리 트와이스도 성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이치 과예요 형. 고마워요. 네, 아, 이렇게 활동 마무리를 하게 됐는데 어, 진심으로 너무 감사드리고 어, 저희 음악 그리고 저희 무대 이렇게 우리 응원해주시는 팬여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습니다 어, 이번에도 끝났지만 앞으로 또 좋은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 드릴게요.